2021년 5월 21일 여행 69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뭔 소리야 방금? 할머니 할머니 혹시 저 한 한 달 전쯤에 저 아직 계시죠? 와 센데 이거 어? 어디 계세요? 할매 할 할매 어디 계세요? 어? 뭐야? 아씨 깜짝이야 할매 할매 네. 어? 저기 누구예요? 어? 저기 누구예요? 헐, 아, 어, 허리 굽혀, 아까 말하는 호영, 한해 올라오셨죠? 뭔 소리야? 삑, 삑, 삑, 삑 소리 방금 들은 사람. 방금 삑, 삑. 여기 밖에서 들리는 깜짝이야, 씨발. 아음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안 올게요. 대신에 얘기만 좀 듣고 가겠습니다. 할매, 이제 그만이요. 예, 이제 아. 댐비아라 잠깐만 할매 잘만 하면 좀 이제 이제 좀 뭐라? 혹시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? 그렇 뭐라고 하신 어뭐 할너 어, 들었구나 할 말 뭐라고 했어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 들으셨죠? 할 말 없어. 할매, 혹시 가신 거예요? 아까 2층이었지? 여기 2층인데? 여기 아니야? 어? 어? 맞는데? 뭐야